부사씨 1등은 총 191점으로 국민들의 투표를 받은 박진차 어, 양상수가 아. 잘 어울리시네요. 축하드립니다. 아. 이거는 저와 아리들이 같이 원할 것 같은 소원이에요, 여러분. 어, 어떤 거죠? 문희가 네. 컴온 네? 컴온 이게 소원이라고 서 나오는 거. 아, 아니 아니 아니야. 아, 끝났다. 소원 하나 끝. 아, 무서운데. 애교 한번 부려봐. 와. 애교 한번 부려봐. 와. 댓글에서 맞추셨어요. 아, 카메라 보고 하면 안 돼요? 전하, 저는 young and cutie가 보고 싶사옵니다. 그러면 young and cutie를 한번 해보도록 하여라. 그것만은 안 됩니다. 전하, 저자의 말을 듣지 마시옵소서. 그러면 young and cutie를 한번 해보도록 아... 하여라. 영앤 큐티 전하! 영앤 큐티 전하, 저자를 치십시오. 우리 백성들이 앵콜을 하는구나. 앵콜은 아니옵니다 앵콜은 아니옵니다 여러분. 어 그러면 문희기의 애교 앵콜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전하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엔딩 요정입니까? 아 그렇다면. 음, 아, 지금 살 장인 분에게 애교를 보고 아. 계십니다. 아, 나 처음에 약간 오그라들었거든? 다시 재생되는 네 모습을 보니까 아. 진짜 잘하는 것 같아. 영광이네. 아, 네, 제가 영광이네요. 아. 너무 아쉽게도 벌써 문희기 형의 연인티끼 프리키를 보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.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볼게요. 어, 어, 여러분 안 돼요. 이거는 왕의 권한으로 보지 않겠다. <laughs> 이거는 내가 힘들다. 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저희 동키즈 많이 어, 사랑해주세요. 아라TV는 아이돌의, 아이돌의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